시작할게요. 네. 이름? 장학원. 생년 월일. 99년 7월 17일. 어, 태어난 곳? 태어난 곳 잘 모르겠다. 어디 병원? <laughs> 어디 병원? 혈액형? B. 성적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 혼자 있기 좋아하는 탑솔로. 음악 취향? 그, 약간 기분 따라 다른데 오늘은 랩. 어, 추천하고 싶은 랩이 있다면? 저는 창모 창모 노래, 창모 곡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영어 취향? 영화는 안 본다. 프로 view 본다. <laughs> 어, 거의 거의 다 보는데 그 젠지 젠지 T1 DR 스탑 제일 많이 보는 아프리카 타 좋아하는 음식 딱히 없다. 어, 취미가 있다면? 취미 산책. 산책 매일 가요. 의외로 잘하는 곳이 있다면? 어 이거 좀 어려운데 뭔가? <laughs> 약간 생각 정리 같은 거 의외로 잘한다. 어렸을 때 장래희망. 요리사. 저희 부모님이 유튜다 요리 쪽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요즘 빠져있는 거롤 닉네임의 유래 아 너구리는 급하게 지은 이름 그때 로스터를 급하게 내야 돼가지고 30분 내로 막 1시간 내로 지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 막 찾아보다가 너구리 사진 보고 귀여워가지고 했어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있다면? 가족들의 응원이나 팬분들의 응원 만약에 내가 탑이 아니었다면 음... 전 로망은 원딜이지만 서포트나 미드 미드는 좀 그냥 제가 솔라이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거의 서포 쪽은 제가 뭔가 탑 말고 서포트 제일 좀, 마, 좀 갔을 때 편한 것 같아요 나는 탑 10병 변하고 X 반반 그럼 나의 3 0평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그래서 50% 51% <laughs> 저는 50% 생각하는데 주위의 의견 반영 top은 정글 차이다 OX 이것도 이건 49% 49%로 정글 차이가 아니다 정글, 정글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안 올만한 상황이 많아도 되는데 top 구도 따라 봐줘야 될 때는 좀 확실히 봐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게임하고 싶은 선수 어 솔랭 하면서 좀 만나서 좋았던 선수들은 데프트 캐리아랑 이제 초비 선수 그리고 크로 크로커 선수라고 이제 그 챌린저스 리그 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하고 요새 듀오 많이 하는데 그분하고 하면 편한 것 같아요 같이 1대1 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기인 선수? 도란 선수? 좀 1대1 그 하셨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롤을 처음 시작한 시기? 중학교 1학년 첫 배치 팀 그때 어디였지? 약간 실버 그러니까 점수제였던 것 같은데 실버나 골드였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 블라디나 카밀? 둘, 블라디랑 카밀 제일 좋아하는 스킨? 저는 High Noon 시리즈가 되게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롤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지고 싶어요? 비스킷? 체력 물약? 제가 여기 식욕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게임하려고요 그냥 글로벌 궁.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 순간이동 top에서 이 챔프는 진짜 만나기 너무 싫다 루시안이나 이렐리아? 이렇게 카운터 맞아서 상대한테 뭔가 되게 머리 아프더라고요 만들고 싶은 컨셉이 컨셉의 스킨이 있다면? 어 약간 블라디 스킨을 만들고 싶은데 좀 일단 평타 모션도 좋으면서 약간 좀 보, 보기 편안한 그런 이펙트를 가진 스킨을 만들고 싶어요 2020년 망원게이밍 최고의 영웅은 네. 고스트가 마에 들어 아, 고스트 영호형하고 게임 이기기 vs 네. 800하고 게임 지기 영호형하고 게임 이기기 너구리가 뽑는 다원 최고의 유행어 역시 역시 너구리야? <laughs> 좀 유형어가 많아가지고 역시 너구리라고 할게요 역시 너구리야 전면 흥지 F D F 전멸 주소에게 한마디 뭐 F면 F인 거죠 <laughs> 내가 돈이 무한으로 생긴다면 네. 뭐라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강 한강 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뷰 좋은 데나 대 집이랑 그리고 대청마루 있는 비 오면은 기, 비 떨어지는 기와집을 사서 거기서 메이플을 무자본으로 하기. 살면서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피아노 배우기. 살면서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대청마루 있는 집 <laughs> 다시 태어나서 프로게임을 한다 한다? 한다 선생에게 한마디 하자면? 감사합니다 <laughs> 뭐, 신곡 신곡 들어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나에게 흑역사가 있다면? 음... 그러니까 중요 순간마다 대회 때 많이 못한 거? 나만 제일 챔피언 루시안 마우스로 그림을 잘 그리는 팁이 있다면? 특징을 잘 살린다 이따 후첩에서 가장 먼저 할 거. 솔랭. TMI 인터뷰 해본 소감이. 어 뭔가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다. 어,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한마디 끝낼게.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양경희 씨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방송도 이제, 이제 한국 팬들 중국 팬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T1 다음 경기가 T1전인데 잘 준비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